토라지쇼 활발할 것 같지만 예상 외로 소심한 달무식입니다. 어? 잘놀 것 같지만 나 못 노는 <laughs> 노잼 VJ 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뽕브라지쇼 믿어머니 할 것 같지만 <laughs> 거진 VJ 람입니다. 자칭 내생녀라 엄청 똑똑할 것 같은데 네. 정말 허당 자체인 출이야 오늘 주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브라질의 한류입니다. 박수. 자 요즘 뭐 K-팝. 자요. 아 불타오르네. 그거나 떠오르그 노래야. 아 그거 똑같은 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그리고 이거 이거 춤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 있는데? 구태?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뭐 요즘 뭐 난리도 아니죠. 사실은 K-팝으로 유명해서 동남아시아 쪽을 원래 기준을 잡고 예전에는 한국 가수들이 주로 일본에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일본에 진출할 이유는 딱 하나. 이게 되거든. 그쵸. 환율 차이가 있어서 이게 되거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을 누르고 올라온 시장이 중국. 어, 중국이 되는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이게 돼. 인구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권, 아시아권에서 이제 대장금을 비롯해서 뭐 드라마도 유명해지고 음. 뭐 이렇게 해서 가수들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미주, 미주 지역이 사실은 옛날에는 LA에 공연 가는 건 다 한인들 위해서 공연 갔어.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한국 연예인들이 룰라, 뭐 LA 공연 뭐 이렇게 하면 다시는 다 거기 한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인들 장사만 해도 되거든. 하긴 하긴.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 이제 최종 숨겨둔 보석 같은 지역이 있죠. 거기 남미. 남미. 남미 중에도 브라질. 브라질. 여기밖에 여기밖에 진짜 말도 안 돼. 홍대가 가 그렇죠. 데가 없어. 그렇죠. 여기만한 시장이 또 없어. 그렇죠. 남미에서 제일 크고. 그럼요. 사실은 뭐 칠레 뭐 이런 쪽에 조금 매니아층이 더 많다 그래요 뭐 콜롬비아도 그렇고 이런데 남미 케이팝 굉장히 유명하고 또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장성이 약해 시장성이 약해요 음, 현실적으로 네. 브라질 인구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브라질에서 공연을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조금 꺼려 했죠 이렇게 아 브라질 공연하면 이거 수익 적지 않냐? 뭐 이렇게도 했는데 과거에 어떤 한 그룹의 콘서트로 인해서 인식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음... 예. 어디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BTS. 그다음에 뭐 슈퍼주니어도 있었고요. 음. 슈퍼주니어도 왔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뮤직뱅크인가요? 예. 뭐. 네, 뮤직뱅크 그때 리오에서 왔어요. 네, 리오에서 할 때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수익이 아니라 사실은 뭐 가수를 불러갖고 한국 정부에서 방송,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찍었는데 그거 보려고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음. 모이고 막 이래서 음. 우리 방탄소년단 얘기를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좀 알고 있, 나요 뭐세요? 전혀.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그룹을 하면은 누구 누구가 있을까요? BTS, BTS, 가세븐가세븐 빅뱅, 빅뱅, 샤이니, 샤이니,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도코 PD가 사실은 이런 한류 이런 것 중에 많이 행사를 하고 우리 지금 줄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 현지에서 어.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쇼 같은 뭐 대행사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사실은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전문가 주리아 모셨습니다. 사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도코 PD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형 사실은 브라질의 한류는 1세대와 2세대로 나눈다. 그래서 1세대 그룹은 슈퍼주니어. 음. 약간 빅뱅. 빅뱅, 샤이니, 동방신기, 동방신기. 네, 동방신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빅뱅, 샤이니, 동방신기는 알죠. 아 거기까지는 네. 네. 근데 그 밑에 인피니티. 참가. <laughs> 이렇게 되봐요. 뭐 요렇게 지금 구분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트와이스 그리고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 핫하죠. 굉장히 핫하죠. 근데 궁금한 게 네. 브라질은 여자 그룹을 좋아하는 게 한국이랑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 한국은 오히려 막 소녀시대 네. 어, 아니면은 아이오아이나 그리고 또 그런 약간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애들이 여자친구 막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반면 인기가 많은데 음. 여기는 좀 오히려 남자 남성스럽다고 보이시한. 해야 되나 보이시한 여자들이 더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섹시 컨셉이 아니고 이번에 브라질에 처음으로 음. 쇼케이스로 오는 팀이 있는데 음. 스텔라라고. 스텔라. 오 스텔라 상당히 섹시 컨셉인데? 그러니까. 스텔라. 어기서오처음 아저씨들이 엄청 좋아하죠. 처음으로 걸그룹 이제 단독으로 네. 이렇게 와서 네. 쇼케이스를 하고 가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브라질 공연을 왔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지금 오는 게 세 번째죠. 솔직히. 그렇죠. 예. 어, 근데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브라질에 왔었을 때는 사실은 약간 득보잡이었어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뭐 음. 이슈가 안 되고 사실 방탄소년단을 스토리를 따져보면은 얘네들이 무슨 노래 한국에 빡뜬 거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그쪽에 정말 마케팅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그 당시만 해도 음. 2013, 14년 그때는 음. 한국에서 이렇게 막 아이돌 그룹을 누가 음. 아, 남미 시장을 보고 아, 이렇게 미리 와서 없었지. 쇼케이스를 하고 음. 팬미팅을 네.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투자 가치가 안 됐지.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네. BTS 쪽에서는 음. 이걸 본 거야. 봐서 음. 그때 자기네들이 와서 팬미팅을 하고 쇼케이스를 아, 자그맣게 했어요. 그때 한 천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천 명이 네. 많이 모인 거예요. 그때 내가 랩몬스터한테 쌈바를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앨범 발표하고 지금 월드 투어 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네. 브라질도 공연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오. 언제죠? 3월 19일, 20일 이틀인데 음. 티켓팅 오픈하자마자 정말 30초 안에 14,000표가 다팔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어 이렇게 한류 콘텐츠를 갖고 그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가수가. 그치, 그치. 이틀 공연하는 것도 사실은 흔치 않아요. 음. 이 대형 스타가 아니면 이틀 공연도 잘,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은 아는 거야. 이틀 공연해도 다 팔릴 것이라는 걸 아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틀 공연을 티켓을 티켓팅을 시작을 딱 했는데 사실은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하면서도 약간의 조금 의문은 솔직히 좀 있었나 봐. 아... 과연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구매력이 그렇게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약간 의문을 가졌는데 정말 예상외로 시간이 뭐 30초도 안 돼서 다 매진. 이야. 다매진. 지금 네. 제가 알기로 BTS 팬들이 네. 브라질에 있는 팬들이 어, 등골 브레이커가 됐다고 음. 소문이 났어요. 아 네. 엄마한테 어. 표를 사달라. 맞아, 맞아, 맞아 보통 10대가. 네, 10대들이니까. 예. 그 가격도 싸지 않잖아요. 안 싸요. 안 싸서, 네. 어, 막, 암표도 많이 팔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아직까지도. 뭐 official로 얼마였죠? 그때 그 앞에. 네. VIP 라고 네 VIP석 VIP는 아니고 뭐다 스탠딩이에요 아, 스탠딩인데 아, 네. 딱 바로 무대 앞에 음. 제일 네네. 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게 네. 7 5 0회알인가 그랬으니까 750헤알이면은 어느 아, 정도 돼? 220불? 뭐 그 정도 되죠 2 25만원 네. 와 25만원 와 25만원석이 그냥 다 팔리는 거야 30초 안에 하여튼 그 이, 이틀 동안 전 그러면 혹시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좀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아예 뭐 공연장에 한 300명 들어가나 200명 들어가나 뭐 이럴 수도 있어 공연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스탠딩 7천석 스탠딩 7년 7천석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뭐 미국 대형 스타 어, 뭐 하면 무슨 이렇게 어 축구 경기장 같은 거 빌려놓고 여기 말로 이제 에스타주 모름비 뭐 이런 데 빌려놓고 하면 몇만 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한류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 보통 사람한테 BTS, k p o p 얘기하면 듣보잡이거든 사실. 네, 그치, 잘 모르거든. 근데 우와 이런 공연장이 그렇게 나갔어? 그러면 브라질의 현지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맞아요. 얘네들이 저도 이제 그 공연장 관계자들이랑 아,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네.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렇죠. 12월 달에 벌써 앞에 텐트를 치고 <laughs> 잠을 자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티켓을 하려고? 공연이 3월 19일인데 아. 12월 달에 벌써 텐트를 친 애들이 있는 거야 거기에? 입장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 피스타 프레미엄 그러니까 스탠딩 그석 음. VIP 스탠딩이죠 음. 거기 앞에 제일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지 12월 달부터 텐트를 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좌석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면은 최대한 앞에 가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3개월? 그렇지. 3개월 더 되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공연장 측에서도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아. 와 얘네들이 이런 파워가 이 정도구나. 어. 한국 케이팝 파워가 대단하네. 이 정도구나 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뭐 security, 그러니까 그 경호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진짜 국빈급 네. 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연 준비하는 것도 약간 격상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아까 LA 얘기를 왜 했냐면 7천석 중에 아이고 그런 건 브라질 교민이 뭐 거의 한 5천 명산 거 아니야? 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거의 없을 걸?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뭐 한 5%도 안 예, 5% 저도 한 5%도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 수는 브라질 현지 거기에 더하기 여기 남미 주변 국가에서도 아요 음. 맞아. 남미 음. 주변 국가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 어, 칠레, 대단하다. 어, 예. 콜롬비아 이런 데. 왜냐면 이번에 남미에 예, 브라질. 예, 남미에서 브라질만 하니까. 요거 발판 잡아서 우리 그 독고 감독이 저한테 소설 준 게 있는데 여자 그룹 중에 성공할 것 같은 브라질 오노 음... 매진 매진 독고 감독이 책임진대. 그룹이 왔는데 표를 안 팔리면 내가 다 산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개런티라는 그룹이 있어요. 어디죠?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거는 나도 장담한다, 진짜. 블랙핑크가 사실은 최근에 나온 그룹이에요. 그렇죠? 음, 상대적으로. 그렇 아, 네. 그리고 지금 소속사가 어디죠? YG죠. YG. 음. YG가 빅뱅이 브라질 에온 적 있네? 없어. 빅뱅 없어. 없어. 그 YG가 약간 이쪽에는 신경 쓰는데 이쪽에는 아마 남미 마케팅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잘 모르나 봐 음, 음. 마케팅 쪽으로는 네. 그래서 남미 마케팅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 능하죠 만일에 둘이 콜라보레이션 빅뱅이 사실 콜라보레이션은 안해 얘네들은 조금 A급이어서 다른 그룹이랑 안 하지만 음. 빅뱅 빅뱅이 온다. 제 생각에는 한 만석 이상도 되지 않을까? 아 빅뱅은 여기 축구장 빌려도 돼요. 네. 오. 음, 진짜. 네. 네. 축구장에서도 돼요. 남미에 아 이거 뭐 표값이라든가 이런 거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뭐 근데 충 충분하게 구매력이 있습니다. 어, 근데 원래 브라질이 네. 공연 문화가 되게 발달을 했어. 요 아. 왜냐면 한국처럼 TV에서 무슨 뭐 뮤직뱅크니 무슨 맞아. 인기가요 뭐 가요 프로그램이 없어. 그런 게 없구나. 없어. 가요 뭐 전문 프로그램이 없어. 프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잠깐 가수들이 한 판씩 그렇지. 나와서 음.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TV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TV에서 뭐, 뭐 많은 가수들을 볼 수도 없고 음. 그래서 브라질은 공연 문화예요. 무조건 라이브로 라이브 네. 네. 브라질이 음. 브라질 여기 현지 연예인들이 노래 하나가 터지면 그냥 지방으로 계속 공연만 맞아, 맞아, 가도 맞아. 노래 한 곡 갖고 평생을 먹고 살아 맞아 네. 좀 약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한번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방탄소년단 오는데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오 어, 이거 되게 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요 뭐 레모스도 나오고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네. 지민이랑 슈가예요 아 슈가하고 지민 어. 우리 뽕브라질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려 26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사실 26명 중에 이렇게 4명 빼. 그럼 22명이잖아. 그럼 또 아는 친구들 4명 빼. 그러면 한 불과 한 5, 6명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5, 6명 중에 브라질 현지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았데 근데 우리가 예, 채팅을 하는데 한국말로 해. 맞아 맞아 하는 애가 아니 있어. 보통은 말은 해도 또 글 쓰는 건 틀리잖아 사실 맞아. 그러 그러니까 이름 저기 아이디까지 천윤재인가? 응. 그래서 난 천윤재에서 아이 천윤재 씨가 뻘딴 회사에서 한국 분인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쪽에 사는 현지인인데 이름을 닉네임을 한국 이름으로 진 거야. 어. 천윤재 얘기했다 내가 방송에서. 어? 가만어봐 이거 뭐 하나 왔어. 요 오! 오! 땀팝 아, 아, 아, 어. 말고 한국 K 컨텐츠 중에 브라질에서 제일 성공한 컨텐츠가 뭐냐면 뽀로로예요. 뽀로로. 뽀로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젊은 층 그리고 핫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뽀로로 같은 경우에 지금 브라질에 들어온 컨텐츠 중에 제일 성공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케이팝은 케이팝 매니아들의 어필을 하지만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브라질에 있는 어린이들 층한테 다 어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브라질은 컨텐츠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이 기술이나 방송 컨텐츠 creative한 컨텐츠 개발하는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네. 예. 우리 딸내미가 이래. 아빠 유튜브에 나와. 어?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유튜브 매니아거든요. 되게 좋아해. 그래서 아빠 유튜브에 나오는 너무 좋지? 근데 이 딸내미가 나한테 얘기하면 아빠 그러면 돈은 언제 벌어? <laughs> 어? 아 일곱 살짜리가. 아, 딸른 애도 한심한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돈좀 벌자 좀. 나이 먹어가지고 머리 누렇게 해가지고 야, 씨. 안 어. 나가지고 이건 안 털고. 침 튀겨야 되지 야 어? 야 힘들잖아. 구독 구독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고 구독. 지금 딸판 거야?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한번 힘 좀 주시고 네 우리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각자 포로 하나씩. 각자 포로 하나씩 좋네. 나 이런 거 약하잖아. 나도 할게. 제가 먼저 할게요. 호 어, 예. 뭐가 제일 약하 짜오. <laughs> 아. 아니 진짜. <laughs>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짜오. 짜오.